마이 갓 에브리바디 여정입니다. 오 마이 갓.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, 제 화장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알려달라고 하셔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평소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잘 못하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시드 물어린 토너 더 페이스 샵 이거를 손에 짜서 이렇게 하고 시드 라인으로 기초를 샀거든요. 토니모리 Face Mix Primer Fixer인데 렌즈 이름을 까먹었는데 갈색 머리일 때 갈색 렌즈로 샀거든요.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어요. 몽롱 에센스 Perfect 커버 쿠션 21호 Light 베이지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안에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생겼어요 에센스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건데 복합성인 저한테는 딱 조절해서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에뛰드 멀티 브러쉬로 비몽사몽 꽃자몽인가? 비몽사몽 꽃자몽 이 색깔을 발라주세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중국 무슨 딸 무슨 무술딸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어 너무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더블롤의 포켓 섀도우 팔레트 엣지 맨 끝에서 두 번째 색깔 펄 들어간 갈색 같은 거를 어? 이게 뭐더라? 이게 마라톤 완주 마라톤 완주를 이 팁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가운데에 카테리 퍼펙트 아이즈 롱, 롱키니 마스카라 미샤 매트 립 크루즈 살살헤드 이거를 영원히 비와 저는 사실 고데기에 소질이 없습니다. 성대모사를 해드릴게요. 아, 잠시 무엇이냐? 시리. 잘못 들었어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정지환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. 이거 별로 안 똑같나? 아무튼 저는 CD Oh, woo!